우리가 끝난다. 야, 완전 쪼개탄다. 쪼개, 저 쪼개, 쪼 웃긴데. 진짜 다운힐 어때? 진짜 다운힐?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오! 오 사람 넘치 많아 반갑습니다 오늘 벨레 t v 와 바이크 투게더 해남 라이딩 도락산으로 왔습니다 총 16명 오늘 안전하고 멋지고 재미난 라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니요 MTB를 지난주에 처음 네? 아 저와 같이 갑니다 뭐 설렁설렁 되겠네 안녕하세요. 바이크 투게더 바스켓입니다. 어, 아, 반갑습니다. 좋아요. 이야. 오, 성능 도전. 아, 실패. 아, 비켜주세요, 앞에. 화이팅, 화이팅. 아. 아, 짠마렴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성 멤버 도전합니다 오! 가볍게 올라오셨어 야, 오 아슬아슬 와! 아니 시작도 안 한건 아니 이상해 두 기분 잘못 잡아가 위를 어떻게 정리 묻었대 왜 그래 왜 그래 형님 이 스탠드 이 짬바리 이 짬바리 어 괜찮다 아 오늘은 이제 그 실력이 다 초보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운 코스로 도락산 제일 쉬운 코스 정상을 찍었다가 왼쪽 길로 가면 팔각정이라고 있어요 아. 그게 약간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코스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서비스입니다 아 이게 찍찍이보다 낫습니다 한것 같아요 아, 잘 안 찍혔어 잘 안 찍혔어 다시 한번 하늘이 전국적인 망신을 지금 하늘이 놀았습니다 네. <laughs> 아, 제가 봤던 안경이 노란 것 같아 벗고 한번 다시 한번 봐요 하늘 올라오니까 하늘이 노래졌어요 지금 음, 아, 정신이 아니에요 지 road랑 좀 차이가 어떠세요? road가 훨씬 쉬워요 <laughs> 아니 road는 이 cadence 조정해가지고 꾸준히 올라가면 되는데 MTB는 순간적으로 힘을 확 줘야 되는 구간이 있으니까 제가 타오던 방식이 아니라서 음. 벌써 다 지친 것 같아요. 아. 다쓴 것 같아요.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어, 또 음. 오셨어요. 쭉 세게 옳지 옳지 쭉쭉 하세요 오케이 네? 오늘 바이크 투게더랑 별로 m t v 에 이렇게 도락산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좀 400고지? 500고지 가까이 올라오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간만에 땀 흘리고 하니까 좋습니다 오늘 파이팅입니다 수고했어 아유 도락산에 처음 오신 분들 티내시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유, 맞아, 잠깐 그러니까 이거 작살 오뭐 하는 거야? 막걸리 아, 처음 따봐. 막걸리 처음 따봐. 와, 막걸리 처음 따봐. 내 소리 집어쳐! 감사합니다. 하나 네. 맛있어? 맛있다. 어, 동료야, 괜찮냐? 어유 조심해야지. 은상이 언제 왔어? 나 아까. 어, 요 은상이 언제 왔어? <laughs> 짜증나. 어이가 없네. 어, 동료야, 괜찮냐? 어유 조심해야지. 身份的。 여기 아.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왼쪽 아 오늘 찝찝하다 상태가 아 아차 아 너무 좀 찝찝해 어 왼쪽으로 들어가야지 일로 쫄깃하나요? 내려가 볼까? 난 내릴래 안전제 무리, 무리하지 마세요 와 장난 아닌데 저기 어. 괜찮았어? 네. 어. 여기 다운도 있나요? 이제 올라가는 탈각정 이후부터는 다운이에요.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한 김밥에 비비면서 야. 저 밑에가 찍는 거야, 저 밑에가. 어, 근데 정말. 아, 밑에 되나? 딱 밑에가 찍어. 그러네, 한번 살짝. 아, 여기가? 어, 어, 쏘리. 큰일 났다 어, 아 쏘리 쏘리 털렸어 이야 끝다아 <laughs> 완전 쫄깃한데 쫄깃 쫄깃 쫄깃 아, 더 올라갈까? 아, 한두 번 내렸어 중간에 아 재밌다 무서울 필요 없고 그냥 타고 그러니까 잘 타고 내려오면 되네 타고 내려면 그냥 딱내려가데 겁먹어서 그러니까 끝인다고 어. 겁먹지 말고 무조건 다 내려야 돼 아. 오, 동네 어땠어? 안 넘어졌냐? 어. 오, 손에 많이 끌었어. 끌었어. 끌봐. 해고 안 늘었어? 네. 어. 좋았습니다. 잘 늘었어? 어. 12시 반인데. 아, 신나나, 여기. 신나. 그 이 MTB 하면은 요인들이 다 있는 사람이 진짜 그냥 이사람 이사는 원래 전 강영원 싼데 너무 무거하고 우럭은 그나마 좀 쫀득한데 양이 적고 근데 그 벌레끼리 아, 이렇게 한번 찍을까? 또 찍을? 그냥 이렇게 한번 자 아, 모여보세요 요런 것도 기념이자 자 스마일 하나 둘셋 뭐라고? 아까 그니 내가 한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허당 허당 오를 땅자에다가 또 어필을 잘한다 이제 허당 어때 허당? 너너너 너, 너, 약간 약해 보이는 듯한데 네. 그 좋은 뜻이에요. 비슷하게 허당. 안돼 안돼. 괜찮은데? 허당 괜찮은데? 아니 아니 별로 별로 별로. 그 좋은 뜻 아, 허당 좋은데? 너너. 어, 와닿는 아, 거야? 생각 좀 해봐야겠네. 실력이 안 되면 돈, 돈 어차받은다. 돈빨. 돈빨. <laughs> 좋다. 돈빨. 돈빨. 돈빨 어떠냐 돈빨 또 괜찮네 어깨 확나다 돈으로 처발로 돈빨리 돈빨 아니 아니 좀좀 돈빨 돈빨 왜냐면 두 글자가 내려 아저 두 글자 좋아 두 글자 짠 짠빨 짠 짠빨 점빨링? 점빨링 괜찮은데 어떻게 줘도 아, 이상해 점... <laughs> 아니 빨리 줘야 돼 생각났을 때 줘버려야 돼 호태님처럼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해버리는 거야 점빨링 점빨 돈빨 화당 화당 화당 좋은데 화당 그게 좋은 뜻이라니까요 그게 럭키가야죠 럭키가야 그네 글자는 그렇게 야심팩트가 나중에 네. 괜 그러면 어색가요두 글자로 바꿔도 돼요? 운빨 운빨 운빨 운빨 좋다 운빨 럭키가이 좋네요 그 부분에 맡기는 거 오, 저 럭키가이 운빨 딱 좋잖아요 일본이요. 운빨 괜찮은데 뭐 럭키가이 좋아 운빨 저 불안불안 안돼 아니 아니요 진상 어때요 내 밀줄 알았어 진짜 상남자란 뜻으로 진짜 원래 그게 제 아이인데 종아 형님이 어감이 안 좋다고 아 저씨 천들하라고 땀, 땀, 땀 맞아 땀 맞아 아니 그거 쓰, 쓴 순간 다, 다 도망갈 거 아니야 진상 뭐 그게 그 원래 진짜, 진짜 좋은 뜻이에요 그 진짜 상남자 진짜 상남자란 뜻이거든요 그게 웃긴데 진짜 다운힐 어때 진짜 다운힐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오! 찐다. 안돼 안돼. 아 진짜 아, 진짜. 안참 비속어를 써. 아니 진짜 다운이라도 진짜. 야한한 한시니까 한진다.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어. 어.